신호바 귀내 이제 나 출발해야 돼 지나갈게 잘가 너잘 지내야 돼 좋아 보여 잘 지내나 봐 헤어스타일도 바꿔내 역시 태가 나 예쁜 얼굴이니 뭐래도 어울리지 정말로 걱정 많이 했어 나 솔직히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좋은 아침이야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I'm in danger now come on 바람을 타고